スタートいします。とろまる、スーツダンス、南極が、あの中で、どちらが一番大好き。スーツダンス、拍手をお願いします。 아 스몰 스몰 어. 스몰 스몰 도라마를 도라마 어. <laughs> 아리가또 데모가또 고자이마스 데모 스탄스와 재팬 타이틀曲 です 미나상 미나상 전곡이 일본어로 된 곡인 수트 댄스와 도라마를 <laughs> 어떤 게 더 좋냐 수트 댄스에서는 팀장님이 제일 박수를 크게 쳐주시고 둘 다 저희 모이니까요 네. 그렇죠 둘 다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 옛날 곡도 이렇게 잊지 않고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반가워서 그렇지 아.